우와! 어, 머니가 적극적이시다. 얘 똑똑해서 뚜껑이 건지 아는 것 같아. <laughs> 나때 이번에 많이 잡았어. 우리가 잡은 건 아닌데 많이 얻어왔어 기억나니 얘들아? 도대체 라떼 저번에 우리 다섯 마리밖에 못 잡았었잖아 도대체 라떼한테 빙어를 잡아주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저수지로 나왔습니다 우리 잘나다가 잡았어요 대박 <laughs> 끝났다 오 이거 뭔가 먹었어? 아, 너무 빨리 끝났는데? 말이 안 돼서 <laughs> 미안해 얘들아 안녕하세요 어, 이웃집 수다 삼촌 태국입니다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예, 그, 저 남해에서 바다낚시 자주 다니는 엘리트 변이라고 합니다 못 잡으신 것 같은데 예? 아니 좀 많이 잡았어요 오 <laughs> 어, 되게 뭐가 많네요 이거는 기, 이거는 기포, 이거는 집어든 아, 집어든 이 노라 이게 초록불 나오는 게 애들이 오는 거예요? 바로 와라 제발 왔어 왔어 왔어 네. 또 나왔어요 김이나 뜯기죠 뜯기 전에 계속 의심해 <laughs> 아니 좀나또 봐요 왔다 챔피언 와오첫첫첫 빙어예요 그냥 오 나이스 대박이야 대박 어, 이번에는 진짜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애들 어 대박 저희는 네, 최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, 모컨 이거 아니 빙어 처음인데 바로 그냥 주저 없이 바로 먹보네 어이. 엄마가 터졌어 엄마가 터졌어 엄마가 터졌어 근데 안 먹어 엄마가 똘체가 먹었어 마이무 마이무 어때 마이무 어때 마이무